그거는 어, 하기 따름에 다른데 그만큼 볼륨이 꺼지기 때문에 몸무게가 1kg가 빠지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레아트 성형외과 원장 문성준입니다 흡입 용량과 비례하게 몸무게가 빠지는 건가요? 네 당연히 지방을 어느 정도 걷어냈으면 지방 무게만큼은 몸무게가 어, 붓기가 빠지고 났을 때를 기준으로는 빠지는 게 맞습니다 다만 지방은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흡입 용량이 뭐 예를 들어서 1000cc라고 하더라도 몸무게가 1kg가 빠지는 건 아닙니다 흡입량이 많을수록 살이 처질 확률이 높나요? 네 흡입량이 많으면은 아무래도 그 탄성 자체를 갖다가 버텨주는 힘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피부가 얇은 분일수록 그 고무풍선 같이 이렇게 원리를 생각해 보시면 그만큼 볼륨이 꺼지기 때문에 피부가 조금 처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습을 더 해준다든지 아니면 압박복 같은 거를 갖다가 그 꾸준하게 입어가지고 하나의 기브스 역할을 해서 피부가 안정화될 때까지 버텨주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 흡입 제술은 언제부터 가능해요? 지방 흡입뿐만 아니고 모든 수술의 재수술은 대부분 6개월은 최소한 넘기고 그 다음에 결과를 보면서 예, 계획을 하는 게 좋습니다. 출산 후 지방 흡입은 언제쯤 가능한가요? 출산하시고 나서 1년 뒤에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수유도 어느 정도 끝나고 몸의 붓기도 어느 정도 빠져서 자기 자리를 잡았을 때 네, 하시는 게 적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?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에 대해서 좋은 정보로 전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레아트 성형외과 원장 문성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